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퀴입니다 최근에 따끈따끈한 자전거 관련 이벤트 소식이 있어서 급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선빵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하시죠 띠링띠링 먼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자전거 내비게이션 오픈라이더 어플 소식입니다. 오픈라이더는 자전거 도로 우선의 길 안내 서비스 외에도 자전거 속도계, 주행 기록 관리, 전국 유명 자전거 코스 안내, 스마트워치와 사이클링 센서 연동 등 다양한 자전거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야나두가 오픈라이더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이제는 야핏 사이클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픈라이더가 아니라 야핏 라이더라는 이름으로 어플이 리뉴얼되었고요. 그에 따른 이벤트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기존의 오픈라이더는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야핏 라이더로 변경하시거나 오픈라이더를 삭제하고 야핏 라이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플 어플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접속 후 로그인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한정 배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간 진행되는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여가 완료되면 추첨을 통해 알톤의 전기 자전거, 스마트 체중계, 커피 쿠폰 등을 선물로 준다고 하는군요. 8월 18일 날에 야핏 라이더 앱으로 리뉴얼 출시되었으니까 아마 9월 17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야핏라이더의 기능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전거도로 우선으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주행 기록 관리, 각종 웨어러블 제품과 연동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과 경험 등을 토대로 디스플레이 디자인과 콘텐츠 구성을 간결하게 개선해 가독성을 높였다고 하는군요. 앞으로는 어플을 통해 각종 이벤트도 공지할 계획이라고 하니 꾸준히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다음은 경기관광공사가 자전거 여행 이벤트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벤트명은 DMZ run 로컬 투어고요. DMZ 평화 걷기와 자전거 팸투어 여행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와 자전거 여행 두 가지 테마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DMZ 걷기는 9월 3일과 9월 4일에 진행되고요. 자전거 여행은 9월 24일과 9월 25일에 각각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걷기가 5,000원, 자전거 여행이 만원인데요. 로컬 문화를 체험하는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름하야 연천 카막 투어 우선 라이딩 거리는 평화누리길 7코스에 해당되는 25km의 거리고요. 난이도는 중간 정도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가져가도 되지만 대여도 가능하다고 하니 부담 없이 산책 삼아 또는 여행 삼아 다녀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연천 로컬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맛있는 시간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임진강에서의 카약 체험과 연천 율무로 만드는 막걸리 만들기 체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막 투어 자전거 라이딩보다 카약과 막걸리 체험에 더 눈길이 가는 건 안비밀 자전거 안 타는 사람도 가고 싶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네요. 이렇게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이 매력적인데 반해서 참가자 제한이 1일당 50명이라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남겨놓은 링크로 빠르게 신청하셔야겠네요. 아이쿠 잠깐! 신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